그니까 작장이 다 해준 아 나 이거 뭐지 이게 온수 좋은 판이라고 제목을 지어야 되나 이, 이 판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? 법지딸 법지딸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나도 미라마 재밌는데 미라마 좀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동차 뽑았어. 차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? 이쪽을 보면서 전방 확인하고 개꿀 음, 까비 부지런히 가야겠네 어디로 바뀌려나 이거 마포 뭐 차 간다니까 요즘 애들 이래 요즘 애들 안 가고 엄청 밖에 자기장 밖에서 놀다가 간다니까 아, 쟤봐봐 나도 지금 엄청 늦은 게 아니야 약이 많으면 늦게 가도 돼 배그가 바뀌었어 파밍 신나게 해가지고 구상 많이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면 피해가 없어 왜냐면 하도 늦게 온 애들이 많으니까 자꾸 뒤통수 맞으니까 내가 제일 늦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여기서 W 누른 상태에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진통제 하나 먹어주면 틀어주고 <laughs> 고맙습니다 기름 판명 안 했는데 숨겨 기름 있나 이 집에? 차 다크 기스다 났다 다 끓였다 다 끓였다 나는 나 어떡하냐 아저 삼뚝인데 진짜 아깝겠다 불쌍해서 삼촌 먹으면 안 돼 차고집에 사람이 있어 여기 여기 차고집에 사람 있어서 저 먹으면 죽어 이거 봐 이거 봐얘 잡으면 먹을 수 있겠다 어 자리 좋은데 여기 자그장 미쳤는데 복은 뭐야 94번이 잡았다 나 3톤 먹을 수 있겠다 얘네가 다 잡아줬어 개이 <laughs> 어, 이득 봤어 그니까 자기장이 다 해준 아 나 이거 뭐지 이게 온수 좋은 판이라고 제목을 지어야 되나 이, 이 판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? 법지딸 법지딸 <laughs> 야 자기장 뭐야 <laughs> 자기장 뭐야 자기장 말이 안 되는데 경복사두 명에다가 걔가 죽었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 저기 한명 온다 안돼 얘좀 도와줄까? 일대일인데 내 앞에 아 어딨냐 모두 깨모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저기 있다. 감사합니다. 불쌍한 양룡이 아니야 양미 끌고 거기 뭐어 뭐야 아저 반지기 별라이님 천사기 감사합니다. 앉아서 코 풀었다. 몰라 이거 뭐야? 안신청 <laughs> 감사합니다.